저는 쌤팀! 안녕하세요 쌤팀입다 네, 캐럿 원더분들이 현기증 나면서 기다려왔을 쌤틴의 두 번째 상자가 출시되었습니다. 아! 네, 힙합 유닛 이벤트에서 저희 사인 앨범을 받지 못한 원더분들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이번 이벤트에서도 저희 팬을 모두 모은 런너들에게 저희의 앨범을 드립니다. 아! 아! 네, 소문에 의하면 테런에 그렇게 캐럿 런너들이 많다고 아, 결과하게도 저희 세븐틴 노래 Boom Boom 같이 들으면서 신규맵도 달리고 그리고 세븐틴 아이템으로 팜도 한번 꾸며보세요 어? 아. 어, 또 우리 캐럿 언너즈분들은 다 눈치채셨겠지만 저희 다음 아이템 출시 유닛은 바로바로 저희 예. 퍼포먼스 유닛입니다 예! 2월달에 우리 캐럿 언더즈와 함께 할 거니까요 많이 기대해주세요 네, 쌈님 팬싱 궁금하다면 지금 바로 텔러네로 놀아보세요! 놀아보세요!